김유라. 자? 잠도 안 오는데 내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너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라고 알아? 그 왜 영혼이랑 하는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그런 거 나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 해보고 싶어서 찾아봤지. 야 근데 이거는 준비물부터 개무서워. 사람 모양의 인형이랑 쌀이랑 게임할 사람의 손톱, 빨간색 실, 세숫대야, 칼, 소금물이야. 준비물부터 장난 아니지. 아니 그리고 또 하필이면 새벽 3시에 해야 한다는 거야. 또 이게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금기 사항도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TV 외에 빛을 내는 정보는 다 꺼야, 꺼야 되고 숨바꼭질 할 때 입에 소금물을 머금고 그걸 절대 삼키면 안 된대. 또 게임 도중 잠들면 안 되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 내가 인형을 찾아서 숨바꼭질을 끝내기 전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야. 어? <laughs> 무섭지? 너 쫄았지? 아무튼 새벽 2시 반인가?부터 숨바꼭질 할 준비를 했어. 인형의 배를 칼로 갈라서 안에 있는 솜을 꺼내고 거기를 쌀이랑 내 손톱으로 채우는 거야. 아, 맞아. 막 다른 주술이나 이런 거 보면 안에 피를 넣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피를 넣으면 안 된대. 인형 배 가르다가 손을 좀 베긴 했는데 거기 내 피가 들어갔나? 들고 그 인형 배를 빨간 실로 꿰매는 거야. 나 그러고 보니까 인형 배에 바느질 하다가도 바늘에 손 찔린 것 같아. 아, 아니야.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인형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나는 뭐로 할까 하다가 내 이름 지혜의 지, 너 이름 유라의 유를 따서 지유라고 했어. 이쁘지? 인형에 이름까지 붙여줬으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화장실에 세숫대야를 두고 거기 안에 인형을 앉혀놔. 그리고 물을 잔뜩 부어.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술래는 지혜. 첫 번째 술래는 지혜. 첫 번째 술래는 지혜. 그럼 이제 술래가 나잖아. 그래서 숨어있는 인형 지유를 찾으러 화장실로 가. 화장실에서 인형 앞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 지유 찾았다, 지유 찾았다, 지유 찾았다. 그리고 칼로 인형을 찔러.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순례는 지유, 두 번째 순례는 지유, 두 번째 순례는 지유.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이제 술래가 인형이잖아.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옷장에 숨는 거야. 나도 바로 여기 방으로 들어와서 옷장에 숨었지. 아니, 근데 내가 진짜 한참을 숨어 있었거든? 핸드폰도 꺼서 주머니에 넣어놨으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체감상 10분? 20분? 거실에 켜놓은 TV도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 재미없는 뉴스만 나오더라니까. 또 인터넷설에 속아서 멍청한 짓만 했구나 싶었지. 그런데야, 이거 진짜 싫어야. 어디서 철벅철벅 막 이런 소리가 나더니 밖에서 TV 채널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도 엄청 놀랐어. 서점이나 편의점 같은 매장에서 드라마 채널로 바뀌었다? 뮤직비디오 소리가 나왔다가 막 그러는 거야. 나 완전 멘붕 와서 뭐지 뭐지 하고 있는데 TV가 갑자기 채널이 우다다다다다 바뀌는 거야. 예. 채널이 막 미친 예. 듯이 아, 바뀌다가 갑자기 뚝 끊겨. 그러더니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야. 철박 철벅하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야. 인형, 물에 담가놨었잖아. 그 철벅철벅 하는 소리가 방문 앞까지 와서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몇번물음골이 덜컹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는 또막 찌릿찌릿 하는 칠판 긁는 소리가 들려. 근데 또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 칼. 내가 술래였을 때 그 칼로 인형 찔렀잖아. 그때쯤 되니까 약간 내가 진짜 미친 건가? 한창 들리나? 싶기도 하고 그냥 진짜 에러 모르겠다 방문 열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귀신한테 빌어야 되나 싶었지 근데 진짜 다행히 조금 있다가 조용해지더니 그 철벅철벅 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내 생각에는 안방 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안방 물꼬리 돌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그때 진짜 인생의 결단을 내렸지 이거 지금 안 튀면 망한다 그래서 진짜 옷장문 열고 뻥 안 치고 현관문까지 5초 만에 튀어나갔어. 아니 근데 나오니까 새벽 3시가 넘었잖아.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바로 핸드폰 키고 너네한테 다 카톡했는데 너 답도 안 해주고 나 진짜 졸도할 뻔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인지 불러서 편의점 가가지고 해뜰 때까지 라면 먹고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너무 졸려서 그랬나 쫄아서 환청 뭐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 그냥 그게 끝이야. 그게 뭐야? 장난하냐? 에이 그래도 무서웠잖아. 너 아까 쫄았지. <laughs> 야 근데 야 근데 잠깐만 김유라. 왜?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